갑자기 나타난 곰 때문에 신고를 했습니다. 곰이 지금 요 가운데 들어갔어요. 와 경찰도 끝나겠는데요 기절시키는 거어다저 페인트 페인트 페인트 뭔 순간 동안 아 페인트죠 빨리 가자 겁난다 바다 보러 갈까? 어? 바다 보러 저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었어요 올랜도에서 비행기 조종을 했을 때 선생님 그 선생님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다 어. 그리고 저 똑같은 기종 몰고 있다 747이었다 저747 어. 저거는 화물 비행기다 저건 화물 회사인데 화물 비행기 화물 어. 런는 거예요? 화물만 아르는 747이 말했었잖아 여기 화물 여기 개들이 좋아하는 그, 고, 곳이다 그잖아 여기 어? What a cute puppy. Oh, thank you. Can I say hey? Yeah, Hey, buddy. Hey, he's a boy or girl? Boy. Good boy. Oi. Turbo. Wow. Adorable, man. Let's go. How many months? Three months. Three months. Wow. That's amazing.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 애기네. 애기네, 완전 애기네. you did. 다운타운 안 보여? 저기 다운타운이야? 산 뒤에 안 보여? 산 보여 괜찮아 여기서 좀 끝까지 걸어갈 수 그 있게 물이 안, 안 깊어가지고 걸어가 저 어디엔가에 곰이 있을 것 같아 괴롭히는 거. 모래가 부드러운 모래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말하면 되죠 뭐. 음. 수고하세요 쓰지 말라면서 나 이제 <gasps> 우와 이게 완전 첫 번째네 푹푹 들어가네 옛날에 my dog, my dog's was like, yo, dude, what are you doing? Wow. Yeah, he was like, see, it's like, but a dog's bigger his size, it's like now he knows, typically he'd be going after him. Right. But this size, yeah. he's just more curious, like. What is up with you growling? yeah. Because he's, he's, he's, he's, he's, 얘가